<laughs> 아 연습을 하라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? Oh 어, 아, 오케이 레이어 Lay your head down, yeah, no need it 아셔야 됩니다.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켜도 되나요? 뒤엉켜 <laughs> 있는 사람 사이로 너와 몸이 맞다 r i d me on the river time 내 마른 입술이 뛰고 갈라지는 게첫 어, 녹음이었는데 굉장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이게 첫 녹음이기도 하고 어려울 걸 예상했지만 생각만큼 어려웠습니다 <laughs> 그리고 틀려도 막 주눅들지 않고 막더 재밌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. 제가 좀 사투리가 심하고 이래도 서울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또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저 솔직히 긴장이 하루 한번 하루 종일 안 됐거든요. 애들 막 긴장된다 할 때 뭐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라고 했는데 제가 애들 앞에서 센 척하고 왔으니까 <laughs> 여기서 약간 떨고 있어요. 비밀이에요. <laughs> 형 긴장이 안 돼, 목진아. 형 우리 프로자 프로예요 이제. 야, 우린 프로야. 너 어. 다리 막 발발 떨고 떨어졌던데. 왜 손, 렇게떨 어? 수전증 있잖아. 네? 수전증 있어가지고. 어? 리듬. 타봐. 공짝 공짝 이거는 문바통 공짝 공짝 공짝 아이고 형 보여줄게 기다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, 진짜 형 긴장하는 거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알지?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? <laughs> <laughs> 말이 되게 많아졌네 형 긴장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네 저는 괜찮아요 네. 말이 되게 많아지는데 아니 나는 긴장 안해 다섯이 왜 따로 들려? 긴장 안해 I 고독한 고독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 이성호 씨를 맛있죠? 아또 못해 또 못해 아, 나한테 봐 아, 자, 당황하지 마세요 뭐하고 계세요? 제가 볼 때마다 예, 보, 본인 파트 연습 안 하고 계신데 <laughs> 왜 본인 파트 빼고 다 연습해요? 나한테 봐나 빨리 가 아니에요 형 제가 형을 애정하기 때문이죠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? 저 이제 곧 제 녹음 차례이기 때문에 네. 녹음 준비하고 있었죠. 녹음 벌써, 벌써 목이 지금 갔다 큰일 났다. 자신 있어요? 자신 없어요? 형 자신 있는 모습 보여야지. 자, 다시 물어볼게요. 오케이. 자 컷. 자신 있어요? 아 그냥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뭐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인정합니다. 파이팅. 빠빠이. 처음이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도 많이 하고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막내를 보러 갑니다 우리 팀의 막내죠 어! 어우 아, 나와 잘 나와 오 설정 시작 좋아 좋아 <laughs> 잘 나온다 어때? 너무 기대돼 첫 녹음인데 어. 너가 말하니까 더 기대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응원 많이 해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형도 내가 보기에는 형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정합니까? 응 응? <laughs> 아니 파이팅 하세요 다음 사람은 우리 뷰빈스 가기 전에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하고 있으셨어요? 다른 다른 사람한테 가. 아 <laughs> 왜요? 싫어요? 내 오는 게 싫어요? 아니. 형이 싫다면 내가 안 올게. 아니 아니, 싫 싫은 건 아닌데. 네. 아직 어색해서. 내가 부담스러워요? 나 안 속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해? 파이팅. 또 올게. 아니야, 올게. 너를 찍어 너 자신을. 나도 찍지. 여기 있다. 들어와, 들어와. 준비되었습니까 형님? 그래. 지금 뭐 하고 뭐 하고 있어요 형? 뭐? 준비하고 있어요? 아 준비하고 있죠. 잘안잘 네. 돼가도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네. 리더. 형은 어잘 돼가고 있어요?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. 진짜로 잘 안 돼가고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지만. 네. 네. 혹시나. 아니에요. 제가 네. 보기에는 예. 형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, 내가 아, 들어봤잖아. 아 제가 네.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인데. <laughs> 눈물이 나요. 감사합니다. 잘할 수 있어요. 파이팅 하세요. 성우가 근데 네. 상황극이나 이런 거를 잘 받아주니까 <laughs> 성우가 다 맞아. 좋은 것 같습니다. 가봅시다. 자, 나오시죠. 가시죠. 상황극 생각. 자, 다음. 다음 참가자 나오세요. 다음 참가자 나오세요. 네, 나오세요. 아, 나 못해. 아, 하지 마. <laughs> 어. 예. 자, 그러면 다음 다음 다음 시뮬레이션 뭐죠? 어뭐 부산차 같이 시작 어떻습니까? 오케이 갑시다 그래 어우야 오늘 뭐 물고기 사러 왔더만 뭐뭐답 싱싱하네 형님 그래 저기 상해 그래 아 상해 아 싱싱 어디가 말입니까? 아 이거 너무 너무 이거 너무 어렵다 <laughs> 뭐가 어렵십니까 상해 가격 가격 올라가면 뭐가 어렵십니까? 아나 부산 아니라서 All t h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디렉팅 해주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편하게 하라고 해서 힘 더 받고 열심히 했더니 좀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더 어,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더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세 나라의 어린이 친구들 아주 분위기가 어, 좋습니다 약간 로맨스 같기도 하고 아. <laughs> 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아 좋습니다 컷! 난 거점 그 수고했어요. 네, 우리가, 우리가, 우리가 소한게 아니다. 맞아.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.